가자 이제 오늘 점심 고기 먹으러 가려고 집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걷기도 조금 애매하고 좀 그런 거리인데 다행히 오늘 해가 안 뜨거워서 그냥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응. You know what day is it in Korea today? Today? Uh, 15 August. Yeah, 15 August is uh, Korea Independence Day, ah. Liberation Day. My neighbor, then when I I, I stay in Korea about maybe before marry, right? Uh -huh. I uh-huh. remember. I visit Korea and then you told me. Uh. I remember that day. Independence Day. Oh, no. 와, 여기 동네가 여기가 이 동네가 조용하고 집들이 괜찮아요. 외국인들 좀 살만한 동네인데 여기가 보시면 이런 집들 아마 렌트비가 조금 여기는 어쩌도 월 한 천 불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응, 음, 동네가 조용하고 괜찮아요 어 있지 이거 석류 석류 어, 성, 석류 แต แล้วก็ที่ของเร You know that fruit good for woman, you know? I don't know. I eat a lot when I w a t h it. I'm out 윤수 저거 많이 먹으면 스킨, 어, 피부가 예뻐진다. 10분 채안 되게 걸어서 왔어요. 여기가 한국 식당인데 여기 보시면 고기라고 되 있죠. 그냥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hồi khóc ้ h ớ t Dông d กุ้ง ô i chốt thẳng 뭐먹으면좋을까양고기도있고뭐이거먹자돼지갈비먹자이거어어바비큐돼지돼지갈비쌈숯สามปีหนึ่งึ่งเมน어คือพี่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ได้เลือกได้แบบตามัวนี้ปว่าเมนเลือกได้นี่แล้วก็นี่เลือกะได้คะตัวนี้ตัวนี้ตัวนี้ตัวนี้ออดไอเนี่ยตัวนี้หรือตัวนี้ 삼겹살로 어, 목살 먹자 그럼 어 아니 목살 아, 뭔데? 아 어, 군만두? 된장, 된장찌개 미, 된장찌개 좀싼 네, 거? 된장찌개 네, 어. บ่มีเดี๋ยวมีแต่มาพร้อมกับแกงพร้อมกับแกงมีข้าวนำกับหนึ่งอ๋อแกงข้าว 그러면 밥หนึ่ง 하나만 더 시키면 งั้นเอาข้าว 되지. เพิ่มอีกหนึ่งโอเคแค่นั้นแหละแต่ว่าเดี๋ยวเพิ่มเราจะแกงนะสั่งแกงกิมจิก่อนเดี๋ยวแกงกิมจิเย็นจังที่เกะเหรอ 어, เย็นจัง 된장찌개. ที่เกะเย็นจังที่เกะจ้าจ้านี่ไงสั่งสามชุดนี่ไงปีหนึ่งชุดนี่ไงเราได้ปี 고기를 3인분 시키면은 1인분은 또 공짜로 줍니다. 야, 이게 이게 허브. 이 그 한국에는 이거 안 주죠 <laughs> 거기 가면은 이거 한국은 이거 대신에 깻잎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깻잎이 없어요 오이김치 오이김치 꽁나무김치 <laughs> 어? 나는 김치 꽁나물 아니 콩나물 무침 어, 아니 아니 한옥과 아, 저저거는 수영이 좋아하겠네 고마 아. 아니 먹어 나는 안 먹어 고기 앞에서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다 고기 먼저 먹어야 된다 왜요? 어? <laughs> 고기 많이 먹으려고 <laughs> 자 고기가 왔습니다 고기는 옆에서 따로 구워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구워주는 고기가 맛이 더 나더라고 <laughs> 빙, 빙 쌉쌉하네 배우래 <laughs> 배고파요? <laughs> 네. 된장찌개가 먼저 왔네요. 된장찌개? 응. 이거 나 김치찌개? 된장찌개인데 그 색깔이 시뻘건게 김치찌개 같은데? <laughs> 아니 된장찌개라 비쌀 된장찌개라. 뭐 된장찌개. 아 잘못다. 된장찌개 시켰는데 <laughs> 뭐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จังเกตนี่ก็ดีน้อ 아, it's okay. 아, 네. 뭐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laughs> 메뉴 보고 시켜서 듣는 사람이 또 잘못 들으면 저게 <laughs> 뭐 찌개는 찌개니까. 네, 아마 아마 아마 네. 음, 맛있어. 괜찮네. 음. My favorite food, Korean favorite food. When, when went to Poli, Amako Poli kimchi chicken after I said it. 좀 배고파서 지금 고기 굽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 욕사에 나는. 오케이 오케이. 먹나면은 입. 야, 누가 보면 집에서 고기도 안 사주는 줄 알겠다. 고기 먹으면서 뭐 소주든 맥주든 술도 한 잔씩 같이 하면 좋은데 어이, 어이 사모님이 술을 못 마셔요. 완전히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우리 식구들은 같이 이렇게 뭐 술 마시고 그런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렇게 술을 많이 좋아하진 않고 해서 고기 먼저 먹고 먹어라. 자 고기 왔어요. 고기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싸 먹었습니다. 나 하나 싸 먹어볼까? 허브, 허브 좀 넣고. 음, 고기. 음, 갈비에. 김치도 넣어서 먹고 와. 막 렉. <laughs> 근데 양념이 이게 소스가 라오스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게 땅콩 가루 넣어가지고 라오스 신다 소스처럼 좋네요 스몬 예. It's okay. I think some more is spicy. 고추 안 매워. 아, 음. 안 매워. 고기 너무 길다. This one? Mm. Good. Yeah. I eat Korean stuff. 한국은깻잎이잖아깻잎깻잎안좋아하잖아 얼마 나왔어? 봐봐. 지금 돼지갈비 3인분에 김치찌개 하나, 군만두 하나, 사이다 하나 이렇게 해서 3만 한 4천 원? 잘 먹었습니다. 어 어? 팁. 어, 만큼만 주고. 아, 아, 잔돈 줘. 어. 어, 10만 개. 어. 10만 이게 갑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하루 많이 잘 먹었습니다. 아, 점심 아무튼 잘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쉬어야지.